역시나 너는 미래를 알고 있구나 너와 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 너는 날 사랑해주지 않겠지 아,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래 역시나 너는 미래를 알고 있구나 손끝이 스쳤던 건 우연이니 이 모든 게 운명이라고 하지만 너와 나 우린 이제 시작이야 침대 옆에 놓여있는 꽃처럼 이 마음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침묵 침묵만 가득해요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알려줘요 풀리지 않는 이 문제 じ 있나요? 둘 중 무엇이 그대의 진심인가요? 그 꽃은 정말로 피긴 피나요? 아 이런 거 물어보지 말랬지 상처받아 아픈 마음도 굳은 살이 베겨 괜찮아지겠지 해답 해답이 필요해 먼저 내게 사랑의 해답을 줘 알려줘요 콜리지 되었어